준비물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, 있, 아니 다섯 가지 정도 될 거예요. 물감, 그리고 쫀득 젤리몬인데 쫀득 젤리몬 대신 천사솜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요. 여기 안에 있는 클레이를 이용할 거고요. 천사솜털 너무 적어서 이걸로 아끼려고요. 그리고 붓, 이거는 색깔 뭐 다른 거 넣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. 물감, 로 이렇게 물풀 정도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만들려고 싱 먼저 이 샤프에서 이 부분을 빼주고요. 여기 지우개 칸에 빡하고 지우개를 빼줄게요. 지우개는 뭐 적당히 두시고요. 이 캣은 이렇게 둡니다. 눈싸움 듣고 눈썹만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트레이저 역시 트리가 예쁘고 좋아요. 먼저 일단 트리를 만들어줄게요. 필터 안 맞아. 앞 네, 이렇게 일단은만들어줄거예요 나머지 2, 3단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는데 2, 3단은 조금씩 더 커져야 돼요. 만들어줄게요. 이세 개를 채색해 주도록 할게요. 전 이 색상으로 전 이 색상으로 칠해주겠습니다. 그 레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레진이 없어가지고 대신 이렇게 물풀로 테트를 <laughs> 하겠습니다. 아까 여분이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. 물풀과 1대1 비율로 섞어줄게요. 저지. 너무 작아서 난감해요. 그럼 칠하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채색을 해주는데요. 하다보니까 이게 물풀이 찐득찐득해서 약간 극혐? 근데 레진을 넣는 이유가 좀 더 빨리 구슬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이제 보니. 그러면 이제 저것들이 마를 동안 우린물뭐 해야 되죠? 네, 맞아요. 바로 밑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. 밑 기둥 만드는 방법을 알려가 볼까요? 탄식약 저것들을 일단 이렇게 3단으로 합체를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흰색이 보이는 부분은 열심히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. 어, 저쪽에다가 말리게 해두고 <coughs> 밑제 미끼종을 만들 건데요. 미끼종은 어, 이거를 토대로 만들어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얘를 어, 잘라버리려고요. <laughs> 아이클레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은 커터칼을 준비해 이거 습니다 코터칼로 하려다가 커터칼이 무서워서 이 가위로 할게요. 됐다. 이렇게 됐는데요. 얘도 채색을 해야 되겠죠? 저 같은 경우는 어... 아이고... 어, 이 색이 좋겠다. 브라운하죠? 아, 이거 저번에 좀 많이 된것 같은데? 음, 그냥 브라운... 어, 여기 있다. 이거랑 좀 더 진한 계열이랑 섞어가지고 채색해주겠습니다. 소량만 쬐끔. 덜덜덜덜덜 오늘 레진을 안 써보긴 한데 레진보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. 여기서만은 이게는 어 어, 물풀이에요, 물풀. 아, 단어가 안 떠오르냐. 뒹굴 뒹굴 뒹굴 뒹굴 뒹굴 뒹굴 생각보다 색이 안 먹어요 새가 새가 지우개야 지우개야 색을 먹어라 아이고 약간 출판했을 것 같다 아 진짜 색 상태 좀안 좋고 어, 요즘 독관도 여행해서 좀 그런 점 좀 이해해주세요 <laughs> 계속 주문가래그점이 뭔데 아휴. 샥샥샥. 일단 요 갈색 요거 보이시나요? 이게 바로 밀기둥이 됩니다. 음, 요것도 옆으로 좀 빼줘가지고 핫. 근데 갈색 아 이거 얘는 어,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말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시 초록색으로 와서 음 근데 초록색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? 얘가 너무 작은 건가? 이거 보세요. 이게 지금 제가 주물해가지고 크게 보이는 거지. 실전 되게 작아요. 어느 정도 크기인지 난 체감을 드려야겠다. 구독자 여러분들께. 오, 10원, 10원이 어디 갔지? 어, 내 돈, 어, 내돈 찾고 올게요. 이거 보세요. 어, 제가 지금 이거, 짠! 이렇게 하면 되게 작아 보이죠? 이게 10원이고, 이건 <laughs> 엄청 빡빡 얘는 다 말랐는데 거의 아 위에 별을 만들어야 되겠다 별 만들게요 급조 어머 어, 아이클레이가 어 아이클레이를다 어나 한마리 나오니 어쨌든 아이 음, 클레이를 꺼내줄게요 밖에 들리는 청소기 소리는 무시해주세요 일단 별명을 잡기 어려워서 그냥 동그라미로 할 건데요 노란색 또 채색해줘야 되겠죠? 그러면은 채색을 되는 거 사람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음, 어, 이거를 넣을까? 들들들들들 어, 아! 음, 핀트가 잘 안 맞아서 아 핀트 가왜 이렇게 안 맞아 응? 노란색 하나도 안 묻어서 에휴 뭐 핀트가 잘 안 맞으면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? 뭐 이는 물감 안으로 들어갔어요. 그럼 얘를 응? 노랑색 아이고 아구고구 근데 하! 물풀로 붙여주고 와야 되겠어요. 물풀로 붙여주고 올게요. 난 개뿔 그냥 붙였어요 아이고 별로 안 예쁜데 안 됐다. 저 또 말려줄게요. 짠! 서태지만 이렇게 묻혀졌어요. 모공풀도 있으면 좋을 텐데. 조금 이제. 얘 <laughs> 아직도 안 말랐고. 직접 가야 되겠군. 그러면 이따가 영상을 더 맞아 찍 뵙겠습니다. 2부에서 만나요. 안녕. 네, 2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. 와, 일단 이 두 개를 붙여줬는데요. 빈트야? 음, 그럼도 이거 그냥 트리 밑에 있는 나무 모자 같은 느낌?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겠죠? 이 둘을 접착시켜줄 아이고 물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피곤 피곤 참고 저 일기숙제 없어졌어요. 하하 재현아 너도 그렇잖니. 왜 아이의 밤 tree. 맞아. I have a leaf. I have a tree. 아, tree leaf. 짠. <laughs> 그냥 PPAP 따라해본 거고요.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. 모두 저격하지 마세요. 저 영어 다른 편로 알지 솔직히. 아또 말려다가 귀찮아. 이걸 말려줍니다. 어느 정도 말려줬다 싶으면 이제 그냥 넣어줄게요. 못 말리겠어 그찮아 지우개는 원래 지우개니까 응, 분리됐다 올라당 아, 이렇게 하고 <laughs> 오늘따라 모르는 게 많아지는 라임치 꽉 응?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 들어가나? 저렇게 해야 들어 이런 들었떠라이 저런 들었떠라니음 백령도랑 백년 동안 누리리 새 뭐더라 아, 또 까먹었어 이상하다 이건 또 왜 안 들어가 넣고 좀 올게요 아, 죄송합니다 이렇게 넣어줬는데 갈색이 거의 티가 안 나요 그냥 붙여줄게요 그렇게 하고 덮개 야덮개가있구나 덮개를 싹 덮어주면 음 길어졌네. 이렇게 하고 진짜 마지막 이렇게 해주면 아 어, 이거 또길어졌어 신기해 전화사 거의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짠! 완성! <laughs> 난 뿌듯한 것 이런 거 샤프 많이 사놔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예쁜 샤프 만들기를 시리로 해볼게요 참고로 이건 명백히 발표니다제 출처예요. 꼭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한 번, 그리고 좋아요도 안 하신 분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